나오게 부스트 말고 그렇지 글쎄 32,550 아, 비 많다 있지. I'll practice hard. Got it. Do you have a camera? Yes. Why do you ask? Sure. Here. in one day. What's your plan? Plan?終わった。 거의 겨우 하신 것 같네요. How can you dance so well? That's funny. Here you go. Here you go. I practice every day. Here you go는 뭐야? 자 이제 한 번만 더 Dan dances very well. Yes. Let's go now. Mm He is a good dancer. I can help you. Hmm? 이제 보스를 때리자 보스야 보스야 나에게는 벌레 같은 두 마리가 있던데 귀엽다 확실히 귀여워 Keep breathing 쓸데없이 Tell me what you need. Are you okay with that? Oh God. 와 600이 나더라 왜 쓰러지는데 그거 왜 치유하는데? 아니 9천원 아니 피가 아예 늘어났는데? 응? 아 이건 또 I will go look for it I will go look for it Is everything alright? Tell you everything 아니 4천이네 4 아, 아까 3만이었잖아 왜 4만인데 또 또 회복할까 혹시? 얘는 계속 덤비고 하네 잠먹어 어, 맞네. 너무 예상 생각 어이구? 9천을 깠네 300이나 Good. will find a way. 그 보스전은 웅장하더라 저리가 컴600 깎았어 이번엔? 왜 이렇게 적어? 왜 이래 아까 9척 깎았네 아싸 폭탄 아싸 must be 뭘 던져 오늘 발사하냐고 죽어 드디어 죽는다 예예 예, 소멸한다 폭탄 대박이다 와 왔다 와 골드 받았다 예 귀여워 벌레들 죽었다. 쟤도 어? 죽었다. 정신을 잃었다. 밥 좀 먹어. 뭐... 아니 왜 이래 얼굴이. 밥을 먹으라고. 어 그래 우디야. Sandra? Where? 네 공작이야. 이상적이라고. 네 Woody, you're back. Did I go somewhere? Oh, anyway, let's hurry and go to the workroom. For some reason, I have a lot of ideas for new toys I want to make. Okay. Let's go. 한국인은 밥심이고. 와, 다 모였다. 이게 축제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축제면 딱 진짜 한 명씩 떠날 때마다 이렇게 꽃가루를 뿌리면서 일해야 돼? 아 가고 싶어 아니야 진사고 와 아. 저게 축제냐? 아 고양이 어 잠깐만요 저플갱어잖아 이건 이상해 아니 쟤왜 저래 <laughs> 왜 저래 또 아니 그거 아니라고 야얘 <laughs> 예, 춤을 이상하게 쳐요예 저건 왜 아니야 아니 저게 왜냐 아니 왜 개다리가 나와 축제 잘 지겠어 그래 난 간다 어 그래 저글링 오겠예 가자 갈까요? Newspaper stand. 아니야. 가자. 아니 너무하잖아 다운큐 mm Ok, có bắt được ạ. 살펴보십시오. 다시 킵시다. 당신왜 마이크가 켜져 있어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Vay be iniyor yani. 음. 뭐야, 한참 남았네? 300? Thank you. Thank you. 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누가 하소를 저렇게 아왜 저러고 있냐 어, 예. 음, 음. 뭔가 큰데? 예. 아 이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걸로 설명되구나 <laughs> Miss me? 어. 이분들? 네, 이상형이 고장났어 <laughs> Look, I left this room untouched because I was sure you would come back. It's been a long time, hasn't it? Yes, and it's so good to be back. Yeah, <laughs> I know, I know. So, is something wrong? Tell me actually what happened. So is something wrong? Tell me actually what happened. So is something wrong? Tell me actually what happened. I want to know. So is something wrong? Tell me exactly what happened. So is something wrong? Tell me actually what happened. You know, the devil mine. What about the devil mom? He broke the bridge between your world and Betia. I don't want I it. mean, the mirror. Really? That's why I failed to come here? Yes, and it's been two years. Two years after. What? Two years have passed? Right. And Why you'll never know 걸려? how hard I tried to restore the bridge and meet you. You did it great work. Without your help, I can't be here. 아니, 2년은 좀 심한데? And you'd better be more careful because the Devilmon thinks you are a disruptor. What? A disruptor? A disruptor? Yes, because his plan has failed because of you. I'm sure he is trying to get you. He will never give up. You're scaring me. But? You are scaring me. You are scaring me. Are you scared of the Devilmon? 아니. I don't think so. I didn't Think what you've done to people in Betia. You saved us from the Devilmon. 뭐? Are you scared of the Devilmon? I don't think so. Think what you've done to people in Betia. You saved us from the Devilmon. Of course, I'm not scared. But there is bad news. 좀내 말 좀. What is it? 아니 난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And more vicious. And he keeps attacking many places. Even the places you saved before. You mean chance? There is a danger too? Yes. And other places like Pennsville, St. Rosa, and New Luma is in danger too. Well, That's no tap. Uh, that's not a. Yes, and now Orifia <laughs> is in danger. Huh? Orifia. Orifia. Orifia. Yes, Orifia is an important Bluestone city, and people there are waiting for you. Don't worry, I go and save people there. Yeah, I feel so relieved. I know you are the only one who can save Betia. Of course, who else? All right, let's go! Wow, 간다. 여긴 어디지? 여기에. 대박 신기한데? 여기도 귀찮네 왜 배경음이 없냐 꺼놨구나네 오. 찍었어? 응? 뭐를? 아 여기 2.1이야 아, 못 가. 못 가요. 여기 뭐야, 근데? 중심이야, 이거? 마지막. 음, 아무튼. 뿅! 무슨 노래니? 아, 이거 있구나. 아, 이거 팔게 잘 지금 좀 이상한 게 맞죠? 아 이게 세트고요 세트 아 팔거 없어 이 사람 뚫어빵 팔아요 응. 음. 안전을 위해 들 드롭방 참 생겼다. 이게 안전을 위해인가? 응, 아, 구경이 나옵시다. 와, 파래졌다. 나한테 가나? 아니, 저기요, 기차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많이? 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오. 오 이쁘다 근데 소리는 똑같아 님도 나중에 와서 여기서 상황극 합시다 카메라를 쓰게 음. 됩니다. 누구십니까? 불이다, 예. 아니 기차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너무 위험한 거니까 아 끊어지게 생겨 Everyday Market? e v e r y d a 뭔가 아예 저걸 갖고 노래를 하십니다 넌왜 치즈를 먹어 y 아, 얘있네마켓쇼 아. 이건 진짜 체뭐 하는 거지? 저기요, 뭐 마세요? 맥주 마셔요? 술 마시나 보네요. 음, 싫어? 타이어? 체인? 어, 배경 과학입니다. 네 별거 없어요 다 똑같죠? 왜 이렇게 옷장이 여기 많아? 아니까 원래 가구는 다 똑같아요 아 생각보다 아쉬운데 음 저는 대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왔어요.